귀여워. 음, 모양이 완벽해. 호빵 같아, 호빵. 어, 호빵 같아. 애기도 호빵. 애기 엉덩이야. 헬시, 헬시. 헬시 엉덩이야. 맛있겠지? 응. 응. 그래? 녹았어 그랬지? 응. 인석 찍어서 보여줘야겠네. 응. 음. 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저께 눈 왔는데 근데 그치? 조금 맞지? 여기 기준으로. 응. 음. 한국 기준으로는 진짜 많이 온 거지. 음. 음. 다 먹었다. 또 먹어 자기. 자기도 먹어야지. 그냥 거 있다 뭐 먹을까? 이거 먹고 저녁에 뭐 먹자. 바로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저녁에 뭐 먹지? 냉장고 떨어보자. 응. 응. 괜찮나? 좋겠다. 큰가? 도끼 줄. 도끼 맞네. 오늘 유니플이 가야 되잖아. 가가지고 화분 사가지고 쟤 옮겨당해볼까? 못 끼워 저거. 왜냐면 우리는 키울 수 없어. 응, 난 선인장도 죽이니까. 응, 맞아. 내가 잘 키우는 건 오빠랑 홍시밖에 없어 맞아 잘 키웠지 잘 먹었어 잘키 워 배부르다 응. 음.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정말 진짜 가벼 <laughs> 저기 저기요 저기 비켜주세요 진짜 가벼워 음. 아니 그리고 11인치 충분히 큰데? 그치? 영롱스 아니, 음, 아니 내가 진짜 이거 필름 안 샀다는 게 말이 돼? 간 거야. 이거 안 나니? 그랬잖아, 거기. 아! Oh, my God. 자기 왜 scramble egg 젓가락으로 먹어? 윙. p o u r 빠 가능하지 젓가락 잘하면 자기는 안돼 <laughs> 잘한다며 맛있어? 완전 맛있어 <laughs> 디오 피스트라 해지 잡아 내가 틀 수 있거든? Do I need to be worried? Mm, mm, mm, maybe. It looks like there's gonna be downsizing, and it's part of my job. Well, okay. See you guys uh, on Monday. 아 실제로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나와 잘 Oh <laughs> 자기야. 좋다. 이렇게? 아니 옆으로. 이렇게? 귀엽다. <laughs> 아 귀여워. 따뜻해. 응. 황시야 <laughs> 저거 누구야? 귀여워. 예. 응. 가족 사진. 아 가족 사진이야 아 오빠 모자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진짜 더러운 것 같아 이거 <laughs> 제가 봐야 되겠다 아. 좋았어? 커튼 열어봐봐 봄메 너쎄 갑자기 그치? 아니 바람이 어머 아! 유니콘 같아 어 말이네 그치? 유니콘이야 응 바람